Gracias. 各位旅客，本次列车即将抵达终点站，江苏石湖。好，大哥。 안녕하세요 지혜TV이고요 이거는 지은동땡이요 뭐 엄청 하진 않았겠지? 저기요 소감이 어떠세요? 맞다 네, 먼저 어. 배를 눌러? 아이거뭐 와 이쁘다 <laughs> 뭐야? 어? 뭐 한다고요? 저기 피고쇼라고 저기 불 나오는 게 저렇게 한데 귀여워 어디서? 바로 저기 저기서 대단하다. 지금 케이크 예약하러 가고 있어요. 좋아? 좋아요? 어. Thank you. 햇빛에 반사돼서 엄청 반짝반짝 무슨 날이죠? 오늘 바로 제 생일이죠. 생일 선물은? 이게 생일 선물이다. 어? 아 귀여워 세상에 너무 귀여워. 똥개 같은 게 있네. 이런 거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아우 예뻐. Thank you. 제 생일을 기념해서 여수에 여행을 왔어요 선물은 어딨어? 선물은 바로 내가 선물이야 귀여워. Come on.